왜 안 와? 밥 안 먹으러 와 야채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. 어, 여 이거는 바짝 굽지 마시고 한 80% 정도 익어서 드시면 되요이 네.